아, 나 준지 버전의 내 민미를 들어보고 싶어요. 민미. 오늘 나인이가 저 따라하는데 미했는데 민미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 또는 높야 되고 목을 좀더 쪼야 돼요. 네. 어? 민미. 음. 저도 저는 그럼 띄우띄우로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뭐야 뭐야 뭐야. 뭐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오 뺏길 것 같은데 이왕 음. 뺏기는 김에 제가 나인이 물방울 소리를 좀 뺏어보겠습니다 목으로 소리 내보겠습니다 잘 음. 들으세요 음. 아 다시 다시 뭐야 다시, 그냥 목, 목 다시, 치는 소리 딱 소리 같은데 아, 나, 나, 다시 네. 오! 오! 뭐야 뒤통수 쳐다네 대박이죠? <laughs> 대박이죠? 신기하다 제가 때려봐도 돼요? 어, 네. 어? 민미 네. 챌린지 제가 유정 씨의 민미를 아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high note더라고요. 네. 그 사목파예요 예. 음. 진짜 삼옥 파? 네 제가 맞췄어요 음. 음. 히미 오, 오 높다 오. 민미 한번 보여주세요 민미 네. 진성으로 자 진성으로 갑니다 收到